이번 챔피언입니다. 1라운드 링 카운트다운 시작 링 아니네 좋았어 아닙니다. 철벽이 제거되었습니다. 실드 충전 중이야. 경고, 리딩이 축소됩니다. 링 아니네. 좋았어. 패키지 전달 중. 빨리! 공격받고 있어! 실드 충전할게. 신경 쓸팀 수가 이제 반으로 줄었네. 키트 쓴다. 한 팀을 한꺼번에 골로 보내다니 나도 내가 무섭네. 조야? 실드 충전할게. Don't have what I got. 할게. 점프 패드 던질게. 야하! 저거 맞고는 못 일어나지. 링 카운트다운 시작. 링 아니네. 좋았어. 복제기를 전달하는 중입니다. 복제기가 내려오고 있다고 친구들! <laughs> 씨물 뭐야? 몇, 몇, 혼자서 몇명 닦은 거야? finish. 팀을 싹 잡아먹었군. 또 해보자고. <laughs> 유튜브가 나왔네. 이틀에 14한 20킬은 불가능하겠다 15킬까지? 링이 작아지고 있습니다. 이미 링이 아니군. 좋아. 케어 패키지 전달 중. 에너지가 더 필요해. 기립시키겠습니다. 옥진이가 내려오고 있다고 친구들. 아보자 피닉스 키트 써야 해. 아, 왜 이리 오래 걸리는 거야? 일대 충전할게. 약 사용 중. 빨리 달아 빨리. 일분 남았다. 링은 조금만 가면 돼. 45초 안에 링에 들어가야 해. 3 0 초만 있으면 자리가 더 비좁아지겠군. 10초 후면 링이 좁혀진다. 서두르자. 저 빨리 간다. 경고. 링이 작아지고 있습니다. 링안 좋아. 헤라클리 중. 사출 down. 출버튼 누른다! 경고, 링이 축소됩니다. <laughs> 적중일사! 이미 링 아니군, 좋아. 5라운드 빈 카운트다운 시작! 사출 시트 가동한다! Yeah! 예! 청산 중이야. 이거 미쳤다 1 6튜브 각이다 에이펙스 챔피언입니다